그래서 수방스 하나하나 만드는 거 만들 때 열면 되게 웃겨 진짜 이상한 거만 들어있어 인터넷에서 붙일 때 着します尾張横須賀を出ますと次は太田川に止まります We will soon make a brief stop at Owari Yokosuka. The stop after Owari Yokosuka will be Otagawa. 건지 보세요. 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. 아, 네. 조심할 거 아니야, 갈 때. 그렇진 않아. 좀 해줘봐. 일본 안 걸렸어. 려 나도.